카운트다운 Border Carnival의 막방을 하러 왔는데요 아 이제 곧 보드 카니발 활동이 끝났는데 어,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M카에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m 카 아니 아닌데 맞는데 아니 마지막 여기 마지막이 마지막은 인가에 어쨌든 M카에서 마지막이잖아요 아, 저 M카 오늘 마지막이네요 와 아, 아. 어, 이번에 정말 5주나 저희가 하고 해가지고 후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음방을 돌면서 이제 반응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힘 얻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네,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엔딩을 연습하고 있는데 오늘 뭔가 엠카 막방이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더 네, 긴장도 되고 이래서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릴까요? 이렇게? 아. 막 뭐 갑자기 막 머리가 막 갑자기 여기 하늘 띵막 이렇게 삐져나오거나 이런 것같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솔직히 엔딩은 진짜 이게 마무리 마지막 좀 다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문에 맡겨야 돼요 그동안 지금 좀 연습을 하, 고 있어요 네 긴장이 좀 되니까 방금 봐 근데 이미 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M카운트나 막판 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나면 미지얼 게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엠카 막방인데요 5주 정도 활동했던 것 같은데 저번에 시상식 하는 음악이 많이 못 나왔 보도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음방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같아서 어느 정도는 만족한 것 같고 네. 시작을 엠카에서 한 만큼 오늘 엠카 막방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생방 첫 Fever 생방인 만큼 잘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무대는 뭐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는데숨 쉬는 파트잖아요 거기서 좀 표정을 다르게 해볼게요 네, 좀더 치명적이게 해보겠습니다 또 엠카 저희 고독하니말 마지막 무대니까 다 정리해. 그 없어 없어. 어? 오 있네? 뭐 피버가 있네? 뭐 뭐 피버가 왜 있지? 엔딩 만족해 이 정도. 이 정도 만족해. 이거 빼도 돼. 무슨 무대 서니까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아, 네, 좀 걱정이 많았어요 네, 이 정도면 진짜 만족합니다 네, 어쨌든 또 새로운 모습 보여줬어요 저 맨날 엔딩 때이 여기밖에 안 보여줬어요 진짜 또 오늘 머리가 일단 정면에도 되게 예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 확실히 돌리는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Fever, 엠카 안녕 어... 뭐 저는 나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엔진 여러분 네. 그래도 조금 쌀 한 톨 정도라도 바뀐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엔진 여러분 찾아보세요 좀 잘한 것 같은데? 삐버가 약간 저기 순이 안있으니좀 신기하다 5등이에요 아 6등이 에요 6등 6등, 6등. 어 네. 이거 저번에 드렁크레이즈가 4등 했었어요 생방송은 Fever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되게 사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시도를 하면서 좋은 컷을 딸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어가지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화면에서도 예쁘게 나오고 무대도 어느 정도 잘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어, 생방송이라서 같이 보셨을 텐데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피버도 어, 물론 앵커에서는 마지막이지만 계속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르뱅 막방입니다 벌써 끝나네요 활동이 처음에 5주 활동한다고 브리핑 받았을 때 와 진짜 길다 생각했는데 진짜 짧네요 삐보 때문에 시간 진짜 빨리 갔네요 오늘 이제 막방이잖아요 막방인 만큼 사녹이니까 더 멋있는 컷 나올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사녹인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쉬움이 남는 무대는 많이 없었는데 그냥 고독 단니발이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쉽고 음방하고 다니고 하는 게 재미도 있거든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근데 오늘 마지막이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가 또뭐 활동 때 첫 공부 관리를 이제 거머했던 곳이죠. 아마 근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막바이라니 벌써부터 아쉽네요. 그래도 뭔가 일공활동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좋은 결과를 성과 도 개인적인 만족도 되게 높던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았고 다음에 또 좋은 무대를 찾아봤습니다 네. 하오니 하오니 어! 어! 나가서 그사람들이내게요 바벨이랑 아, 파 보이게 나와 이거 이걸로 주면 제이 형 제이 형이 레전드지 제이 형 가까이 가야 돼 <laughs> 레전드야 고정 <laughs> 뭐 희승이 형인 줄 알았네 희승 이원이 다 찍었어 와 뭐야 이거 너무 찍었지? 저 찍었어요 자저 이동하겠습니다 파이팅 마지막 뮤뱅 산옥 마지막 산옥이 마지막 산옥이네 인가 생방이니까 뛰어갑시다 뛰어가야지 뛰어가야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어제처럼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확실히 어제랑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고 막방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안녕 오늘이 이제 인기가요 마지막 Fever 무대를 하게 되는데요 좀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끝내서 어, 네. 이분들께 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틱톡에서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가 있어가 정원이를 닮았습니다 근데 우, 우는 게좀 특이해요 응리응리 울리 오늘 청기 패션 바라 바라 청기 이제 이제 드디어 자 저희 내려가겠습니다 우와 뭐야 우와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애나이 스태프들과의 나의 쁜모습 박수 엔딩 딱 노래 듣고 싶어 하고 이게 든 다음에 뭐 할까 너무 막 그렇게 오 뭐야 이거 오 저는 윙크겠습니다 보더 카니발 축제를 막을 내리는 인기 가요 이제 다음에 컴백할 때는 오겠죠? 안 가고 무대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또 막방이니까 어, 열심히 하고 올게요 안녕 오늘의 엔딩 요정은 깜짝 놀라 갑자기 이거 끝 막방 끝 끝났어요 와 고맙습니다 막방 끝 어, 엔딩 해버렸어 아, 막방이니까 그 슬픔을 이제 TT로 표현한 거예요. 아, 괜히 했다. 아니, 잘괜찮았어 귀여웠어, 소은이. 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성훈 씨. 잘했어요. 어떻게 하면 보면은 이제 활동 시작하기 전에 아 이걸 제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걱정 되게 많이 들었던 활동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공백기도 찾아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공백기라고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컨텐츠나 그리고 항상 SNS를 통해서 인사를 많이 드릴 테니까 엔지니어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도 더 노력해가지고 더 멋진 앨범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1위도 했고 세 번이나 그리고 어, 팬사인 대면으로 처음으로 해봤고 음. 빌보드도 차팅했고 되게 어, 이번 활동을 통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큰 사랑을 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앨범 때는 더 선장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주라고 딱 보면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솔직히 하는 도중에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되게 무대도 많이 했고 엔진분들과 실제로 이제 대면 팬서도 많이 했고 재밌는 활동이 되었는데요 어, 끝이 나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볼카니발 앨범 어,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번에 준비를 또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 첫 컴백이기도 했고 또 대면 팬싸도 했고 1등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이번 활동에 뭔가 잊지 못할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고 또 이렇게 피버도 많은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공백기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앨범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버스나 SNS로 자주 찾아갈 테니까요 꼭 기다려주세요 보더데이 원 때는 음방을 많이 못 들었지만 그래도 시상식하고 앵커넥트 하면서 4개월 정도 어쨌든 기분 테이큰이랑 그런 그 1집 앨범 가지고 계속 뭔가를 했었잖아요 자꾸 더 길게 느껴졌을 텐데 이번에는 뭔가 음방을 5주 정도 길게 했지만 그래도 더 앞으로 할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더 공백기가 길게 느껴지실 텐데 다음 앨범 멋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게 잘 활동 끝냈고 그리고 이제 공백기에 들어갔는데 공백기도 저희가 많이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데뷔도 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챙겨 가시면은 네, 공백기도 이제 어, 외롭지 않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앨범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활동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네, 저희의 멋있는 무대와 예능에서의 그런 케미나 재밌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같아요 어, 활동이 끝나서 너무 저도 아쉽기도 한데 어, 자주 제가 찾아갈 테니까 다음 활동, 활동까지 많이 어, 잘 참고 기다려주세요 안녕